어림도 없다. 암! 암! 그 광주는 어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. 근데 그러니까 개헌군이기 때문에 개헌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. 정치 안 해요. 제가 안 해요.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나는 거예요. 누가 나를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.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온가뜸에시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?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.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.